아 엄마 방 들어왔어? 자몽이 엄마 방 들어왔어? 귀여워 짝짝이 짝짝이 짝짝이 합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유한타까지 왔어 자몽이 엄마 방에서 잘 거야 자몽이 엄마 방에서 잘 거야 잡았어 자몽이 왔어 자몽이 엄마 방에서 아이고 아이고 일어나고 싶어 한타랑 불러나오니까 일어나고 싶어 자몽이 한타 너무 자몽이 만지지 말고 자기 만져달라고 우리 한딴 음, 자몽이 엄마 방에 왔어 아이고 여봐 봐 다솜 봐봐 자몽이 만지도 못하게 한다 no 안타지 또 만져줘 자몽이 <laughs> 자몽이 엄마 색깔 들어와요 이 자몽이 만져줘 Marty's TV, TV, Marty's TV, TV, Marty's TV, TV, Marty's TV, Morty's TV, TV, Morty's TV, TV, Morty's TV, TV, Morty's TV, TV, Morty's, Morty's TV.